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꽃에 light up the sky 네두 눈을 보며 kiss you bye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that 같지만 어쩔 순 없잖아. What's up? I'm right back. 방금 sweater cut back. Plain Jane get hijacked. Don't like me,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, like that. 더 캄캄한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s. 그